In this episode of Hanmi Life, 이봉님 닭도리탕 소개합니다. Mom's Chicken Stew. 한미 라이프 나중에 말고 지금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Okay, Mom, what's the first step for today? Gotta boil chicken wings, so gotta warm up the water. 이게 지금 얼어 있는 상태니까 예? 물 끓을 동안 저기 물에다 담궈 놓겠습니다. Okay, Mom, what are we going to do while the water is boiling? 야채 따듬을 겁니다. Okay, so you're going to start first with the onion. 그러면 How many onions do we need? 몇 개 필요해요? 이게 Okay, two onions. 먼저 씻어야 합니다. 네. 이거 채워주는 동안 이렇게 기름도 빠지고 피물도 빠지게 끓는 물에 좀 끓여줍니다. Alright, um, what's the next step? 감자 씁니다. Okay, cutting up the potatoes. Hanmi Life. 양념 만들겠습니다. Okay, 해주세요. What you got there, Mom? 간장 Okay, soy sauce. 여기 원 컵, Okay. 오일 Okay, avocado oil, how much? 하프 컵, Okay. Looks like we have some gochugaru, some red, uh, ground red peppers. How much? 취향대로. Okay. 오, 많이 넣으셨구나. Okay. 너무 많이 넣으면 아버지 못 먹으니까 Okay. Ginger powder is next. 얼마나? How much? 그냥 대 Just a few dashes. so doesn't smell Okay. chicken. Black pepper. A few dashes of that. Alright, Ma, looks like you got some stevia again. And we're using that instead of our sugar, but you can use the sugar Yep. if you want, 그쵸? Alright. tablespoon. tablespoon. Two. 넣어보고 들어가면 조금 담으면 됩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네. 한미 라이프. 음.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강한불 강불로 오케이 하이 플레임 기름 오케이. 조금만 붓고 놀놀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썰어야 돼요? 네, 음, 마음대로 쓰세요 오케이 가마내기도 넣고 the onions and our potatoes. 계란 넣고. Alright, next goes our carrots. 이것도 자기 마음이야? 이제 마지막 양념 넣습니다. 배추도 머리 익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다 쓸어놓고 다른 사람은 마늘을 다져 넣지만 저는 통마늘 넣습니다. Okay, the whole thing. Put in all those garlic cloves. 국물이 걸쭉하게 콘스타치 2 테이블스푼 넣겠습니다. Okay. 마지막에 다 넣습니다. And last step is our green onion. 다된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예쁘다고. 음. 냄새도 맛있고. 음. 이봉님 닭도리탕 완성됐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